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 메뉴 가견젤리 여러가지 맛 준비했습니다 아 쿨젤리 먹다보니 너무나 많이 생겨버렸어요 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 س م الله ا たらあたらあエミネンスチョコレートくさい 思たら 뭔가 음, 음, 음. 아이 굴젤리들 많으니까 한 입씩이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달아서 못 먹겠어요 아 알함둘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